Música 잡았어 그렇지 난 이걸 노렸다고 <laughs> 이것이 천지 차이다 아 자꾸 발로 찼잖아 Your team is breaking. 오로치 제발 방해하지마 방해하지마 방해하지마 방해하지마 방해하지마 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와 이건 또왜 죽냐 음. 오오오 어 맞아 오호 안돼 오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